9월 달에 갈, 가, 가야 되는 데 이렇게 무섭게 영향, 일본 문화인 시험 보라 그래서, 영빈년이 정부나 그런 형들의 힘이 배워서, 대건홍 문화인 교육입니다. 가라고 돌아오겠습니다. 어? 시아라요. 안녕하 네.